안녕하세요. 자세한방병원 김하늘입니다. 목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에도 영향을 끼치나요?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. 목 디스크는 경추 뼈들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과도한 압력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 인해서 점점 더 뒤로 밀려나와서 뒤쪽에 있는 척추신경을 직접 압박하거나 자극함으로써 여러 다양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. 일반적으로 중심 척추신경에서 빠져나오는 가지신경, 즉 말초신경들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보다는 어깨, 팔, 손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못된 자세, 또 나쁜 작업 습관이 있는 직업 등에 따라서 척추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, 즉 모양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. 그로 인해서 목뿐만 아니라 등과 허리 등에 영향을 주어서 허리에도 디스크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즉, 목만 자세가 안 좋고 허리는 자세가 좋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 대개 목 디스크가 자주 발생되는 경우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는데요. 이처럼 목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어깨는 말리고 등은 굽게 되면서 결국 허리에도 나쁜 자세를 유발시키게 됩니다. 척추는 전부 하나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의 이상은 바로 다른 쪽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간혹 목 디스크와 감별해야 하는 질환 중의 하나인 경추 척수증이 있는데요. 경추 척수증은 말초신경이 아니라 중추신경인 척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단추를 잠그는 것 같은 섬세한 손의 동작이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양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가 힘들다든지또 극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대변, 소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.